고향으로 돌아왔어요. 어제 오드리아네 집에 잤는데 오드리아가 이렇게 맛있는 아침도 차려주고 행복한 아침이네요. 이곳 요가센터에 왔어요. 아, 플라테스라는 스 앱을 깔았더니 어, 여기서 최소한 6번 정도까지 수업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처음으로 와봤어요. now. 볼수록 놀라워요 근데 여기는 그냥 경치가 다 하는 것 같아요 <laughs> 비치 돼 있는 용품 같은 것도 너무 부족하고 평소 상태도 너무 안 좋고 뭐 길어봤자 일주일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잘 이 멋진 풍경과 함께 잘 지내볼게요 이런 아주 엄청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. <laughs> 세상에나. 엄청 커요. 높은 파도는, 아, 높은 폭포는 아니고 되게 넓은 폭포예요. 사람들 앉아있는 거 보시면 힘들게 내려온 보람이 있네요. 사진 찍고 있는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에요 <laughs> 엄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가하는 엄마 너무 귀엽다 <laughs> 조스바 같은 거를 막 먹으면서 너무 귀엽다 어제도 자고 있더니 오늘도 자고 있네 안녕 가온 여기 내가 처음에 발려왔을 때 여기서 묵으려고 알아봤는데 여기 묵으실 분들은 아마 여기에 주로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17km 떨어져 있는 곳이고 근데 뭐 바이브야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진짜 멋지다 여기서 맞다고 소리를 쳐주네요 여기는 수영장이 저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 조각상이 쿤바카르나라는 신인데 술 먹고 놀고 자고 이런 거의 신이래요 여기는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데 까이온 리조트는 자고 있대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찮다는 추천을 현지인들한테 많이 받아가지고 담았어요 지금 김밥이랑 김치를 시켰어요 이따가 친구 오면 치킨을 시켜서 먹을 거예요 여기 지금 양념치킨이랑 반반 시켰어요 반반 <laughs> 대왕 제꾸루 <laughs> 진짜 크다 거의 정수기만 해요 장갑을 끼고 다녀야 되는데 장갑을 안 사고 계속 <laughs> 이안이 발리 티처 트레이닝 코스 어, 꼭 한번은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느끼고 있는 많은 부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, 이런 것들 때문에 발리에 가고 요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팔 아피 카팔 아피라는 어, 발리니스 커피예요. 근데 발리니스 커피는 뭐가 틀리냐면은 어, 우선 가루를 굉장히 많이 넣어요. 커피가루 를 그리고 그냥 어, 뜨거운 물 섞어서 먹는 커피인데 가루가 다채 녹혀지지 않은 채로 어, 아주 진하게 마셔요. 그 위에 물만. 제가 좀 쉽게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커피 방법인 것 같아서 영상도 유튜브 영상도 보고 제 영상도 좀 만들다가 뭐 이런 멋진 주도 좀 보다가 인스타그램도 하다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마사지 끝나고 이렇게 생강처럼 파파야를 줘요 오늘 오랜만에 가던 데가 아니고 굉장히 할 사람들도 많고 음, 이미 유명한 곳이 된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짱구 왔어요 한 명이 떠나는 친구 있으면 같이 한 비가 억수같이 어제 쏟아지고 비가 그치고 걷고 싶어서 짬뽀한지에 왔고 아직도 조금씩 비가 어, 뿌리는데 걷는데 전혀 지장은 없고요 같은 길인데 보는 앵글에 따라 이렇게 또 분위기가 다르네요. 여기까지 걷고 오늘은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. 지나가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갤러리를 발견해서 지금 무단 진입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. 색감도 너무 예쁘고 마탱 문양의 느낌도 너무 잘 맛있게 먹겠습니다. 틀지 않고 그냥 새소리, 물소리, 닭소리 <laughs> 들으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너무 좋고 하 여튼 아쉽지만 오늘 그는 안녕 <laughs>